안녕하세요. Thank you. Thank you. you

Ha ha ha. 한번 들어보려고요. 여기는 그래도 일정하니까 일정하니까 예측이 좀 되는데 어 제주도에서는 왔다 갔다 했죠 빨리 움직이 빨리 가는 거 어디 갔어? 훅 하고 지나가는데 어디 갔어 네, 엄청 빨리 가던데?